하이바이브 하이바이브 하이 손 하이 앉아 하이 앉아 하이 저요 하이 돌아 하이 돌아 하이 저요 하얘 엎드려 하얘 엎드려 하얘 엎드려